라오스한테 가지고 윤 p 입니다 원래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어 제가 퇴근하는 길의 하늘도 좀 보여드리고 라오스 동네를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어 날짜를 보니까는 18일이더라고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18일에 금요일 18금이죠 예, <laughs> 그래서 18금 어, 컨셉으로 좀 급하게 유턴을 해서 금요일이고 하니까 아, 오랜만에 아, 집에 꽃을 좀 사들고 가서 surprise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죠 그 경상도 남자들 꽃 들고 집에 들어가서 막 어, 오다 주었다막 이런 거 <laughs>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집에 차가 두 대가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라오스가 어, 뭐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출퇴근용으로 제가 한 대 타고 다니고 또 이제 수영이 이제 통학용으로 이제 오이 사모님이 한 대 타고 다녔는데 일단 그때는 제가 차가 있었으니까 2, 3주에 한 번씩은 제가 퇴근하면서 뭐 꽃을 좀 사서 집에 들어갔었는데 어 작년에 제 차를 팔면서 이제 오이가 출퇴근을 시켜줘서 surprise를 잘 못했거든요 <laughs> 근데 이제 몇 주 전부터는 이제 제가 계속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오늘 꽃을 딱 사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, 그리고 수영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방학을 시작했고 이제 이번 학기도 공부를 열심히 잘 해서 성적도 잘 받았고 그래서 뭐 겸사겸사 해서 축하도 좀 해주고 또 오랜만에 꽃 사들고 가서 사모님한테 점수를 좀 따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라오스 이제 꽃 가게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럼 이제 출발해 볼게요 오늘 6월 18일 금요일 18금 <laughs> 부장님이 저기 퇴근하시네요 지금 제가 짐벌을 한 손에 들고 지금 한 손으로 운전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또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잠깐 끄고 할게요 그래도 지금 이제 아직 락다운이 안 끝나서 도로에 그렇게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원래 지금 금요일 이 시간 되면은 여기 삼거리에 차들이 좀 많았을 건데 차들이 별로 없네요 야 하늘 보세요 하늘 날씨 좋죠 오늘 모기가 막 시작이 돼서 어제 아, 그제도 저녁에 잠깐 비가 오고 지난 일요일에는 거의 하루 종일 안 쉬고 비가 오더라고요 라오스도 원래 우기철에 그렇게 비가 막 종일 쏟아지고 그러진 않는데 몇 년 전부터 날씨가 변했는지 한국 장마철처럼 막 비가 쏟아지던안 쉬고 오더라고요 자, 급하게 옆에 있는 가게로 한번 가볼게요 꽃가게가 제가 가끔 자주 오던 데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기 반대편에도 꽃가게들이 많이 있죠 여기 꽃가게들 파이디 <laughs> 아 다이가 뭐가 이쁠까요 뭐 종류들이 별로 없어요 뭐 거의 다 장미 뭐 이런 거 밖에 없고 별로 마음에 드는 꽃이 없는데 오랜만에 노란색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입 타라이 팽너 ทำไมมันแพง 룻, 룻 도라이와 เอาน้ำเส้นก็ได้ 센는 가방 니래 แล้วนั่นก็ได้สิตัวนี้ 아니래 ห้าสิบ 40 เออ 빨간 장미는 5만 끼고 5,500원 요거 노란 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15만 깁 처음에 달라고 그러는데 16,000원 달라고 그러는 거 좀 깎아 달라고 그러니까는 만원, 만천 원 깎아, 서 만 천원에 가져가라는데 그것도 좀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오랜만에 꽃 사는 거니까는 조금 돈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룻이 타이버 베시 프라야 베시 거의 거의 쓰마 달러니니 베시 바이네 아까시가 베 เปซิไพเนี่ย Đây từ có xí. อ๋อก็สิกับเป็นเปซิฟ Có xí. เปซิฟ Nó xay lại. เออเก้าสิบเนาะ Để โอเค có เก้าสิบ구만 기 해서 한 만 원. 한국보단 싸죠. 한국에 이거 살려면은 못 줘도 뭐 3만 원, 5만 원은 줘야 될 건데. 또 오랜만에 사가는 거니까. 예. 네. 네. 또 차에 또 실어다 줍니다. 주세요. 네. 네. 박자이다 다음. 이제 가볼게요. 네, 아까 고철 사고 집으로 들어갈게요. 아까 내가 꽃을 꽃 가격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처음에 15만 깁으로 들었었는데 아니네 12만 깁이었네 만, 만1 3 0 0 0원 조금만 더 시간을 썼으면은 한천 원이라도 더 깎을 수 있었을 건데 <laughs> 더워서 지금 저 꽃이 한국보다 싸긴 엄청 더 싸, 싸긴 싸지만은 제가 외국인이니까 처음에 막 만, 저기 12만 깁씩 부르고 그랬지만 현지인들이 가면은 저거 처음에 분명 한, 한 8만 깁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좀 깎아서 뭐 한 7만 깁 이렇게 팔았을 건데 <laughs> 시동 안 껐다 <laughs> 난리네 난리야 아이고. 어. 들어가 볼게요 안녕 I didn't buy long time oh, thank you yeah, thank you 오빠 오빠 땡큐야 여기 안녕 이제 안녕 네, 갑시다 나말 네, 네, 아나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니, 오랜만에 고추 사왔더니만은 반응이 뭐 시원찮네 수영이 공부 열심히 잘해서 아빠가 축하해 주는 거야 오늘 아니, 수영이도 하고 엄마도 하고 같이 하는 거지 뭐 그래 네, 컬러 괜찮아? 색깔 좋아? It's okay, a n y t i m o w Nice. 수영 내 수영 내 커피 거의 올래 케이크도 만들고 커피도 주고 좋네 꽃 싸운 거 금방 그 무다다다 꽃꽂이를 그 다 했네 확실히 테이블에 이 꽃이 있어야 좀 분위기가 아사하지